guys. 오늘 자전거로 가자. 너무 신났어 솔직히. 네, 네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열, 아 열. 하이, 하이, 했습니다. 출발, 빨리 출발. 아니면 뭐 일단은 어지러워서 못, 못 타요. Let's go, good luck, bless you, cheer up, Yuri. okay, 가자. 라디움 시가기 전에 하느님 만날 것 같다 유리야 유리 가기 전에 케이크를 샀어요 사야 하는데 500m 후 3시 방향 오른쪽 길입니다 내려서 가자 오고 오니까 눈이다 에이 고 이거 이거 스노우 타일인가요? 이거 눈도 괜찮은 거야? 이, 이 좋게만 하지 응? 이게 어디지? 에? 이거 파파야? 우리가 아,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고맙습니다. 이거 잘 쓸게요. 이거. 어. 나네. 가서. 여기에서 물 좀 먹어도 될까요? 죽을 같아서. 살바졌어 느낌이 똑같은데 오! 거의 변대 도자했어 어! 여기 변택다! 여기 변택! 네, 이쪽에 가서 많이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는 사람이에요? 체스예요. 아 체스예요? 네 안녕하세요. 내가 요거 그 급하게 만들어왔는데. 아 네네네. 네, 네. 윈드 윈드 브레이커. 아 윈드 브레이커예요? 네. 어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... 어 야마예요 이게? 네? 야마예요? 네. 안 빨았어요. <laughs> 아니 와. 이따가 파름이 있으면 냄새나 네, 뭐 이거 나 여기 여기 <laughs> 그거 직접 어차, 거아니잖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<laughs> 안올 아, 네. 거 아니야? 당신 거잖아요. 아, 내, 내 거예요? <laughs> 네. 그래요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그냥 가벼운 짐만 이렇게 아, 그 음. 스토킹이에요? 이거는 그저 헬멧 같은 거 여기, 넣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. 있 우와. 와, 미쳤어. 많이 튀었어요. 헐, 너무 예쁘다 이게. 네, 이겼게요 여기인데 와 케라입니다 어, 깜짝 놀랐어 쎄요? 몇 살이요? 저 15살이요 아? 15살 아니 너무 힘들어 보였네 에이 15살 친구 도와줘 에이 저 친구야 친구 친구야 도와주세요! 아니! 아, 고맙습니다. 보여줄게요. 네. 네. 어떻게 들어야 되지? 어, 어, 어, 무겁네. 네. 하나, 둘! 아, 어, 잠 인간 일본포. 이거 어떻게. 자, 이거 멋있었어. 여러분 보여줘야 돼서. <laughs> 이거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. 네, 해줄까요? 아니요, 할수 있어요. 나. 와, 고맙습니다. 진짜로 잘 먹을게요. 이따가 잘 먹을게요. 오케이, 난 지금 아! <gasps> 에이! 아니! 나 힘이 어떻게 이렇게 셌어? 여기 이거 이거 어 이거 교체해 주세요. 정, 비 NPC 찾으셨어요? 예? 이거 제가 아니, 고전했어요. 아니 이 시간에 니퍼 들고 와야 되겠어요 지금? 예? 혹시 유리가 근처로 온다. 방송을 끄세요 방송을. 유라고 아까 찍어 왔어. 어떻게 유인원? 유... 힘들게 했을 텐데 이거. 에?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날쏘했어. 이거는 어, 아 이거 넣고 아넣 채쓰고예요? 네. 어. 오 이거 여보 여보. 안녕하세요. 한 마리 해주세요. 음. 아, 네. 오. <laughs> DMC. 아, 어디요? 어. DMC. 아, 끝이에요. 사장님 배우 닮았어요. 배우 닮았어요. 그랬어요? 어, 배우 닮았어요. 오! 오, 너무 좋은데? 이야! 너무 좋아! 와! 야, 여기 우야 카포드 좋아하는 곳이 아닌가요? 너무 좋아! 인생 통닭 안 잘라졌어 아! 음 음! 어, 진짜 맛있어 미쳤어 맛있어 이거 맛있었어 뭐감사합다음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오늘 힙합, 힙합 쓸게요. 오늘 좀 추우니까. 힙합. 가대기 좀 가져갈게요. 아, 네. 모이 우와 아니 내가 무는 종류가 제일 맛있는데 또 이거 이번에 이거 넣을게요 그 룰이니까 음. 음. 맛있다 이거, 이거 넣어야 돼요 다 넣고 와 여기까지 나 때문에 생겼어요 고마워 에? 저요? 잠깐만 어디 잠깐만요 카트레인저 나 변택 변택 시청한테 한마디 있어요 자전거 도로 잘 만들었어요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더 넓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뭐지 넓게 넓고 아, 도로는 좀 스무트하고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? 맛있는데? 어, 물루루 모르로 이렇게 맛있는 건 몰랐어 와 이거보다 나 이거 더 맛있어 여기 짬뽕을 먹자 안녕하세요 짬뽕 보잔 해주세요 짬뽕 보, 보잔 짬뽕 보잔 보잔 짬뽕 보통? 아, 아니 짬뽕 포장 해주세요 아 포장 짬뽕도 목적지까지 50% 남았어요. 와, 내가 먹는 짬뽕에서 잘 맛있는 거. 진짜로 와 다리 두껍어